오케이 끊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낚시꾼 찬도입니다 어, 오늘 지금 한 6시 가까이 됐고요 장성호에 와 있습니다 장성호에 몇달 만에 왔네요 방송 엄청난 배수로 인해서 뭐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핫합니다 어, 일단 중류에서 런칭 했고요 어, 한 4시 정도부터 낚시를 했는데 입질은 탑으로 한 두 번 받고 끝입니다 일단은 지금 해가 떴으니까 탑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롱빌 미노입니다 여기 금충에 좀 떠있는 것 같아서 롱빌 미노우드랍니다 가져가 퉁 하고 가져가 원래 민어물은 그렇게 가져가는겨 민어우의 반응이 없어요 오케이 끊었습니다 위로 아 쌓이진 않거든 힘은 좋습니다 노에 나옵니다 슬로우 있긴 있구만 오오오오오오 역시 장동호 역시 장성호 힘이 안떨어진는구나아 랜딩 중에 배터리가 나갔네요 아, 자 비노우에 어, 그냥 빵만 좋은 배스가 나왔습니다 야 바늘 세 개를 다 물었니 너? 바늘 세 개를 다 물었어 자 자 사이즈는 한 3자 정도 되고요 미노우에 버렸습니다 쉘로우에서 롱빌 미노입니다 롱빌 미노 오케이 좋습니다 완전 쉘로우 때려줘 완전 돌바닥 별로아 프레리 낚시 진짜 좋은데 여기 입질이 없네 바닥이 완전 잘갈 받침대 입질 오케이 그렇습니다 아아 짜증만 아, 나오네 그래도 됐어요 일로와 일로와 안치지마 아, 일로와 짜치 얼로와 에이 짜치 얼로와 얼른 얼른 담고 잡아야 돼 아우 프리릭으로 엄청 작게 됐네 오늘 자 싸치 여기 으. 바닥이 완전 프리릭하기 진짜 좋은 바닥이에요 다 자갈바닥 드래깅만 하면 돼요 드래깅하고 스테이만 하면 돼요 입질 입질이 진짜 질이야오 아. 아. 좋다 우와 다음 다음 조금 커졌네 아 커지긴 뭐가 커져 아 힘들어 쉽지 짜치라도 이번에 잡아야겠다 아 너무 짜치다 너 아, 너무 짜치다 얘 못가져가 아. 아. 걸었습니다. 아. 자, 진짜. 아, 너무 잘. 방송후 이런 거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닌데. 아, 죽겠다, 죽겠어. 방송국에 이런 거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닌데. 장송호 짜치 파티 중입니다 애기랑 그만 놀아야 되는데 아, 애기들만 나와 입지 오케이 끊었습니다 아, 아우 멀리서 걸었는데 짜칠 것 같아 멀리서 걸었는데 짜치야 멀리서 그러는데 짜칩니다 아. 아. 멀리서 걸어도 짜치야 저거 봐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상류는 다 있잖아 요만한 애들만 바글바글 하는구만 아우장성 어렵습니다 시간은 이미 한 10시가 넘었고요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 실로 상류에 사스들만 있고 하류 소식을 물어봤는데 하류에 또 덩어리가 안 나온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기 절 저쪽 딥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제 딥 낚시하러 김낚시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뵙겠습니다 아 오후 낚시가 아, 아 이렇게 가을 낚시가는 힘들죠 전이상 아, 가을 낚시가 힘들어요 장성 와서도 덩어리 손맛을 못 보고 갈 것 같네요 아 그 짜치들만 넣어 그 짜치들만 짜치들만 짜치들만 짜치들은 여기도 엄청 많네 실로벌 어우 짜치 장대로 손맛 봐야 되나 어휴 야배꼽고 달라는데 잘가 좋겠습니다 상송어 덩어리는 어디로 갔나요? 저런 애들은 셜로우에 많은 것 같아요 야 오늘 저기 오늘 제일 조가가 좋으신 분이 비켜니 오픈워터에서 보일링을 보고 던져서 덩어리들을 잡는 낚시 포스 야 피딩 베스를 찾아야 돼? 야 짝인데 이거 에이. 오 덩어리인가? 어, 삼자? <laughs> 삼자? 야 <laughs> 네, 이거라도 사진 찍어서 기록 남겨야겠다 <laughs> 아이 정말 일로와 일로와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내가 좀 전에 피딩하는가봐 그래도 야 이거 3차도 안 되는 것 같아 야 얘네들이 이렇게 한가운데 탑에도 뜨는구나 그냥 이걸 어떻게 공략해 요이 땅하고 노저울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냥 뛴다로 쫓아가야 돼 반장하네 그냥 명광 수준이요 아. 야, 이런 낚시는 FRP 있어야 할 수 있어 어.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올... 야, 내 앞에서 뛰면 어떡해, 야, 내 앞에서 뛰면 어떡해. 벌써 뛸까, 빨리 결정해. 네, 이제 2시가 됐습니다. 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아,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방송에서도 그 짠챙이 손맛만 보고 가네요 아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아 다음 편또 어딜 가야 되나 아 안녕히 계십시오 방어리들이 게다 가운데 있냐 아, <laughs> 낚시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 오늘 좀 피네스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중충 미들 생각도